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그런 아, 성일입니다. 아, 음,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가 아, 이 코로나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교회를 잘 못 나가시고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관련 중심으로 모인 모든 장소에서 어, 세균 전파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꼭 못 나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하고 내가 천국 가고 신앙 내 신앙을 기르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죄를 짓는 같이 죄의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가지런니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알찬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살려주는 걸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고도 여러분의 믿음이 일찌월창해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듯이 예, 물은 콩나무를 스쳐 내려가도 콩나물은 쏙쏙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시는 신령한 언니의 말씀을 성령의 불을 콩나물에게 주어지는 물과 같이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정수의 물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서도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줄여서 대목 대목마다 네 대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서드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을 남기고 끝을 맺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은 오늘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음, 놀라운 은혜의 기쁨의 물결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이 애석한 마음으로 에서드에 대한 전기를 읽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예. 높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법이고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됨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서 나가면 다 죽는 그런 행위를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일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놀라운 영광의 꽃이 피어납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와 그 모든 내용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세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이 에서드 전기를 읽어보면 나타나는 인물이 중요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덕의 에서드 아버지죠. 그 다음에 딸 에스더 왕후와 하만과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오늘 또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모든 거민이 하만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어느 손에 붙여졌을까요? 지금 하만의 권력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군대가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에서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오늘은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하수, 아하수에루 왕과 그 왕후 에서더와 그 에서더의 아버지 모르드게와 즉 군이 된 하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또 강력하게 출연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 이 세레스는 하만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드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에스더도 모르드에게 말하기를 나도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내 시녀들과 나에 따르는 모든 족속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뜸위에 올라앉겠습니다. 에서더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제뜸위에올라앉아가지고 3일을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뒤에 에스더 왕후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군대에 이끌림과 같이 자기가 뭔가에 이끌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서도 왕후는 3일 금식을 하고 나서 다시 아름다운 왕후의 옷을 입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아수에로 왕은 마침 왕궁에서 정원을 내다보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에르 왕은 자기의 안뜰인 그 넓은 정원에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왕궁의 정원에서 그 정원을 내다보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정원을 즐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 왕후가 나타납니다. 이 에스더 왕후는 화려한 왕후의 옷을 입고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왕의 안떨인 정원으로 에스더가 진출합니다. 그래서 <clears throat> 에스더가 왕궁 정원에서 거닐고 있을 때에 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정원을 묶으러며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기 아내 왕후가 그 정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아 저게 누구야? 저게 사람이야? 천사야? 어떻게 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눈을 비비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 아내 에서더 왕후였습니다. 와 놀랍다. 어찌 저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에서더 왕후는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미인이야. 내가 저런 왕, 왕후를 아내로 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수에르 왕은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가슴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더 왕후가 그 안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에 이 아하수엘의 왕도 마음이 에서더에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엘의 왕은 이 황금으로 된규 그러니까 지혜봉과 같이 생긴 금으로 된 막대기와 같은 것을 들고 이 에스더가 그 안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 아수르 왕이 마음이 설레면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 황금규라는 그지혜봉을 들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에서더 왕후인으로 몸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소르 왕은 왕궁을 벗어나고 언제 벗어났는지 모르게 눈길은 에스더 왕후에만 초점이 맞춰서 그 황금 지붕규 그것을 들고 에스더 왕후 있는 대로 서서히 빨려가고 있습니다. 누구가 이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 왕후의 그 놀라운 자태에 취해서 이 아수에르 왕은 서서히 에서도 왕후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드디어 에서도 왕후 옆에 살포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왕후 뒤에서 그 황금으로 된 규, 그 지휘봉을 들고 에서도 왕후인 대로 참 간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도 왕후가 걸어가다가 뒤에서 뭐가 자기 몸에 스치는 것을 감각을 느끼고 살포시 뒤로 돌아보는데 아이까나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사모하는 임금 아수에르 왕이 황금 지봉을 들고 자기 몸에 갖다 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더 왕후는 그 지봉 끝을 손으로 살짝이 대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수르 왕이 이 에서더 왕후가 자기 지붕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대 에서더 왕후여 그대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줄 나는 오늘 처음 보았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소. 그러니 이 아름다운 에서도 왕후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야 당신의 마음을 살 수 있으리까 당신 무엇이든지 왕후가 주문하면 내가 왕후의 소원을 들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 왕후에게 끌려가 가지고 마음이 쏙 빠지면서 그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격동을 합니다. 이때에 에서더 왕후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를 다 거머쥔 아수로 왕 임금님이여 내가 감히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 임금님께 무엇을 주문할 수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나는 왕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요구사항도 없으니 왕은 마음 놓으시고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왕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더 왕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후 속에는 지금 완전히 돌덩이 같은 엉어리가 지금 맺어 그 가슴 속에서 불불 끓고 있습니다. 허지만 이 에스더 왕후는 아수에르 왕에게 절대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임금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아소르 왕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다운 내 아내 에스더 왕후에게 뭔가를 좀 선물을 줘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무엇이든지 주문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왕후께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에스더 왕후가 그래요 나에게 나라 이 나라 절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No. 나는 아수르 왕 당신 임금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선물을 받을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더 왕후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에스더 왕후에게 마음이 뺏겼건을 왕후께서는 단 한 가지 뭐라도 주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에스더 왕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그릇이면 내가 임금님의 소원대로 하나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게 뭡니까? 말씀만 하시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방, 지방을 다스리고 있고 이 세계가 다 내 수중 안에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줄 수 있어. 말만 하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에스더 왕후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소에르 왕 임금님이여 내가 임금님께 요구사항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빨리 말해보시오. 예, 내가 내일 내일 그 날에 임금님을 모시고 하면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뿌리치지 마시고 내 여고를 뿌리치지 마시고 내가 베푸는 잔치에 나와 주십시오. 나오실 때에 하만 총리 대신과 같이 두 분이 나오시면 내가 두 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날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서도방문은 아수에르 왕 임금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임금님은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나라의 절반도 내가 띄주려고 했는데 주문을 하게커녕 오히려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 이런 감탄하는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 좋시다좋시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나는 들어 죽였어. 그럼 내일 열리는 잔치에 내가 하만 총리 대신과 같이 나갈 터인데 그 잔치에 왕후가 나를 초대해 주니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 잔치에 참석하겠소. 오케이 오케이 too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그 이튿날 에스더는 자기 후궁에서 아하수에르 왕과 하만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수백 가지도 넘게 차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만 총리와 아수르 왕이 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시들과 모든 신하들이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잔치입니까? 그 나라 왕후와 그 나라에서 가장 벼슬이 높은 하만과 그 나라에서 주인인 아수에르 왕 세시가 그날 잔치의 주인공이었다니 모든 내시와 신하들은 그 세 사람을 위하서 외하여서 그날 잔치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날을 경축하였습니다. 이때에 에스더 왕후가 그 아름다운 미모로 아수에르 왕을 위해서 빵긋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왕 임금은 세상에 내가 어? 이렇게 아름 이, 이 에스더 왕후가 아수에르 왕을 위해서 살짝이 웃어주는 그 미소를 보고 이 아수에르 왕 임금은 아주 마음에 에스더에 한 연민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 왕후에게 그날 잔치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에스더 왕후여 이자리에는 하만 총리 대신은 대신이 있는 이 가운데서 내가 당신에게 맹세하노니 당신이 나에게 뭐든지 주문을 하시오. 그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하는 내용을 옆에 있는 하만 총리 대신도 다 들었습니다. 그 하만도 그날 에스더가 베푼 그런 잔치에서 흡족하게 마음이 기쁘게 그날을 즐겼습니다. 그때의 에스더 왕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주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주문할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내가 앞으로 몇월 며칠 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우리 아수에르 왕 임금님과 하만 총리 드세를 모시고 다시 한번 이런 연회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꼭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에서다 왕후는 아하수에르 왕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은 뭔가 에서다 왕후가 주문을 할줄 알았는데 또 자기를 위해서 하만 총리 대선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됐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런 요구사항도 없다니 이런 욕심도 없는 그런 어, 왕후에 대해서 이 아수라 왕은 일점의 의혹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연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조시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내가 다시 우리 하만 총리 대생과 함께 에서더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나오겠소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날 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날은 아수엘 왕도 기분 만땡, 에서더 왕후도 기분 만땡, 하만 총리 대신도 기분 만땡 이렇게 해서 하만 총리는 술에 취해서 흥얼흥얼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태청에 올랐습니다. 태청을 하는데 태청하는 그 문을 빠져나가자면 이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있는 그 문으로 태칭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 총리 대신이 가마를 타고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이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하는 하만 총리 대신에게 다 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또 역시 이 모르덕의 문지기장은 오히려 앉아있다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만이 지나가는데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왕후의 잔치에 대, 초대돼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허늘거리고 대궐문을 나가다가 이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팍잡쳤습니다 갑자기 술기운에 의해서 기분이 팍 좋다가 팍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그날은 워낙 기분 좋은 날이라서 그냥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음, 누가? 하만이. 자, 이 하만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 아내 세레스 이 하만의 아내가 세레스인데 하만의 아내 세레스까지도 불러놓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모르드에 대해서 인원을 합니다. 야 내가 오늘 에스더 왕후에 대해 그러니까 베푼 잔치에 가서 그렇게 기분 좋게 대접을 받고 응? 그렇게 기분 좋아서 오는 길인데 근데 에서도 왕후가 날 또 초대했다 그러면서 막 이 하만 총리는 에서도 왕후가 자기, 자기를 두 번째 잔치에도 초대한 것에 대해서 막 세레스 아내와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다 좋았는데 나오다가 그놈의 문지기가 문제야. 그 문지기 모르덕이란 놈은 꼿꼿이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땅에 엎드려 절을 코가 닿게 절하는데 그러면 의자에 앉아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어. 이런 괘씸한 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까이 이렇게 하마는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례스 앞에서 자랑을 하다가 벼랑간 모르독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을 의논에 주문했습니다. 그때의 그 친구들과 세례서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편 그의 아내 세례서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높이가 쉰자 50자짜리 장대를 든든한 장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매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하만의 친구와 아내 사레스는 이 모르덕에 대한 처벌을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만은 그래 좋다. 내가 그 괘씸한 모르드게를 장대 50자 때는 예, 섭자가 1m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 알겠죠? 그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꼭대기에다 매달아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왕후가 베푸는 건 잔치에서 내가 그날 또 즐기고 오겠다. 이렇게 하마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어, 복수를 단단히 하려고 마음먹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방백들에게 몇월 며칠 날 내가 명령이 내려가면 너희들 그 유태인 아, 유태인 그러니까 저 저 저저저 어, 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거민이 사는 각 지방마다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동네 유태인 사냐? 그 동네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거민 있냐? 그러면 그 거민이 있는 그날은 내가 어느 날 명령을 딱 내릴 테니까 내가 명령 내리는 그날에 그 모든 예루살렘 거민을 작살을 해서 다 죽여라 하는 이미 명령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거민이 그 바벨론에서 각 지방에서 뭐 어떤 노역을 하든지 뭐 분야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 거민이 있는 곳마다 몇월 며칠 날몇 시에 내가 명령을 하면은 그 예루살렘 거민을 싹 다 멸절을 시켜라 하고 하만이 이미 명령을 해둔 바가 있습니다. 몇월 며칠 날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태인이 얼마 였으면 지금 죽을 판이야. 그 내용을 에스더 왕후가 알고 모르드게가 알고 지금 이 모르는 사람은 아소에로 왕밖에 없어요. 하만이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몇월 며칠 날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모든 거민이 짝살이 나는 날이야. 그뿐만 아니라 <clears throat>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가 되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매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를 가서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또 주문을 받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모든 거민이 몇 달 며칠 날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장대를 매달아 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꼭대기에 매달아서 죽이 달라고 하만이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인지 하만인지상 그렇게 하만이 굴복하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 모든 것은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만은 그 모든 것을 실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모르드게 문지기도 에서더 왕후 아버지 문지기도 장대에 매달아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고 그날 잔치를 하마는 즐기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일이 실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 왕후는 자기 아버지가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가운데서 하만과 아수르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막힌 업무가 지금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과연 하나님이 위에서 내다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 군대 천사의 군대들이 과연 그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날 그 어떤 날에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간 금식하면서 목숨을 내놓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치리하는 것을 이제 3편에서부터 서서히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3편 보면은 두네시 박다나와 빅다나와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에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왕이 말이죠. 왕이 저녁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불면증이 왔지. 그래서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래듣척저래듣척 하다가 왕이 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옆에서 누가 글을 읽어주면 글을 읽어주면 잠이 잘 오거든요. 저도 잠이 안올때 이 설교 말씀을 핸드폰으로 옆에 틀어놓고 그 말을 들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잠, 잠 오는 약이야. 여러분 불면증 걸린 분은 걱정 없어요. 저녁에 이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자면은요. 그 설교 말씀을 다 못 듣고 분명히 잠이 듭니다. 이것이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도 그와 같이 옆에서 누가 글을 읽어주면 잠이 잘 온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일찌감치 깨닫고 왕이 내시를 불렀습니다. 이 왕궁에서 돌아가는 역사를 적어놓은 책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왕중실록을 적은 그 노트를 가져가지고 내가 과거에 우리 왕궁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그래서 좀 읽어다오. 그래 내가 그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내시에서 네 지시했을 때 내시가 네 가가지고 그 왕정실록을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가지고 쭉이 아수르 왕에게 읽어주는데 아수르 왕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 중에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읽어집니다. 무슨 내용이 읽어지느냐? 두 내시가 있었는데 박다나와 테레스라는 두 내시가 있었는데 그가 왕을 지금 아하수에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도 그 내용을 알고 왕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격이 대쪽 같은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로있으면서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갖다가 왕 책임자에게 고발을 해서 처리해달라고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을 받은 사람이 한 통속이라 그 고발이 아야무야 하게 됐어요. 언제 고발이 접수됐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고발된 내용은 아무런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내용이 공중실록에 적혀 있는 거야. 그것을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 소량이 잠을 잘라고 청했다가 잠은 그냥 오히려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떠한 상을 내렸느냐 하고 왕이 자려고 하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글을 읽어주는 내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을 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왕이 그 두 내시를 기회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지금 아수에로 왕이 칼을 뽑아야 될 사람이 지금 두 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만은 이미 몇월 며칠 날 자기 명령이 딱 내려가면 모든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그 모든 거민을 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학살하여라 하고 이미 그 날짜만 시간으로 착각착각착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지금 목숨이 댕강하는 그 날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한쪽에서는 에스더가 하만 총리 대신과 아소르 왕을 모시고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이 에스더 왕후는 하만과 아수르 왕을 위해서 푸짐한 잔치를 벌리고 모든 내시들은 그 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그날 잔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창 술을 먹고 잔치가 흥이 돋워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아수르 왕이 다시 에스더 왕후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에스더 왕후여 그대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인가 왜 이렇게 내 가슴이 설레는가 너무 아름다운 왕후에게 내가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왕은 제발 나에게 뭔가 주문을 해주시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드리리다. 그날 또 하만 총리 대신에 보는 가운데서 이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 왕후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문도 하만도 그 말에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주문을 합니다. 무엇을 주문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에서 왕을 잘 섬기고 나아에스르 왕 임금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을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우한다면 나아수에르 왕을 가장 잘 보필하고 잘 섬기는 사람을 한 명 뽑아가지고 그에게 대우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면 좋을까? 하만 총리대신은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만 총리대신이 <clears throat> 그 말을 듣고 왕에서 왕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거든. 그렇게 그게 그 상금이 자기한테 올 상금이야. 그래서 하만은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엉큼하게 하는 말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각 지방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싱송을 받는 그런 면류관을 씌우고 그 사람을 임금 다음으로 이 나라의 후계자가 되도록 예, 이렇게 하겠노라고 공포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뭐 한다든가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 없어서도 안 될 가장 귀한 인물이야 하면서 모든 지방 방백을 돌면서 그를 과시하게 하소서 모든 지방 밤극들이 그러하여금 예,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지방을 돌게 할 때에 모든 백성이 다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그를 섬기도록 함이 좋을 줄로 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만이 자기 앞으로 되어질 걸 꿈을 꾸면서 임금님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 임금이 지방에 가지 않아도 뭐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만이 생각할 때 그게 자기가 될 거니까. 이렇게 임금님이 하만이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오케이. 정말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그렇게 하겠소이다. 그 사람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이 나라에서 가장 칭송받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소이다. 그러자 하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현명하신 임금님의 처신 명령이시옵니다. 이렇게 임금을 받들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이 자객이 올 거니까 함한 생각에 이렇게 하만이 주문하는 것을 임금이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수이라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만이 주문하는 것도 내가 허락을 했고 우리 이 세 사람 중에서 <clears throat> 에서더만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빚만 지우는데 내가 에서더에게 너무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러니 제발 에서더 왕후는 나에게 제발 뭔가 하나 주문을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에스더 왕후에게 말했을 때에 에스더 왕후가 하도 왕이 주문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정말 귀찮은 듯이 그 말을 그 말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듯이 정말 마지 못해 말한다는 듯이 에스더 왕후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임금님께 조문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임금님이 너무나 그렇게 저에게 간청을 하시니 제가 만약에 임금님께 그 나에게 요구한 대로 임금님이 임금님께 고하시면 임금님이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들어주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 들어줄 거야 하만이 보는 가운데서 장담을 합니다 그 금규 그 금으로 만든 지혜봉을 들면서 내가 이 지봉을 들고 그 지봉을 앞으로 가리키면서 어떠한 내용도 왕후가 주문하는 건 내가 들어주겠어. 예,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달라고 하면 떼주겠소 그러니까 왕후는 나에게 주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에서도 왕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는 안 했지만 하도 임금님께서 그렇게 주문하라고 하시니까 소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아 그게 뭐요? 제발 빨리 말하시오. 네, 빨리 말하시오. 내가 어떤 일이든지 진행할 거요. 우리 이 하만 총리 대신 옆에 보는 가운데서 이 법은 내가 이 말한 법은 어떤 사람도 변경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 에스더 왕후가 나에게 주문을 하면은 내가 어떤 것도 주겠노라고 약속한 이 말은 절대로 하만이 보는 가운데서 맹세를 하니까 병정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문이든지 하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에스더 왕후는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어여삐 보시고 그렇게 주문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임금님께 감히 한마디 아뢰겠습니다. 그래 빨리 말하시오. 제발 나에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에게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여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나에게 주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진데 왕후께서 나에게 뭘 주문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섭섭하지 않소? 그리고 그 왕후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우도 변경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하만이 옆에서 증인이요. 그러니까 왕후는 무슨 말이든지 나에게 말해 주시오. 최소한 내가 왕후에게 빚을 좀 갚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나에게 주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에스다 왕후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리다. 지금 내 민족 내 결에 예루살렘 거민이 각지에 흩어져 이 나라 각지에 흩어져서 모든 방백의 일을 보고 관청의 일을 보고 있는데 몇월 며칠 날 몇 시가 되면은 이 하만이라는 분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 결례는 다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을 나는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에 처녀 총각들이 연극을 했어요. 그래 그때 보면 <clears throat> 그 연극 내용이 내가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예, 우리 고향 어, 월천리에서 나온 분들은 다 그 연극을 봤을 거예요. 그 연극에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연극에서 출연을 합니다. 두 부부가 나와서 연극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뼈다구도 한 컬레만 사주세요. 그럴 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도 쓸데없다 집신 짝이 어떠냐 그리고 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파마를 한 번만 해주세요 머리 이렇게 파마 그러니까 또 남편이 말합니다 파마 쓸데없다 부절로 지지는 게 어떠냐 그때는 뭐냐 부절이라 그래가지고 화로에 이렇게 불쑤시개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도 파마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연극을 한 것과 같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하면서 에스더 왕후는 아수르 왕에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어여삐 여기쓰고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임금님이 사랑하는 그 왕후가 자기 결애가 지금 다 몰살을 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결애가 다 죽어, 죽는 걸 꼴을 왕께서는 보고 계시겠습니까? 왕후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몰살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이야? 바로 이 하만 총리 대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르 왕은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이 나라 정권을 모두 맡기려고 했던 그 하만이 한 민족을 다 몰살 자기 왕의 명령도 없이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업무를 꾸미고 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고 뭔가 이거는 머리에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 갑자기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마음이 범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은 안뜰로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하고 머리에 정리를 해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돌아가는 거야 이거 이거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하지 내가 나라의 절반도 띄준다 그러고 어? 내가 절대 내가 말한 법을 변경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 머리를 정리를 하려고 안 때려 나가지고 지금 한 시간 이상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하만이 에스더하고 왕, 왕하고 같이 쓰는 그 침대가 있는 그 침대에서 이 하만이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울면서 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에스더가 사용하는 그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렁이 같이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손을 치켜들고 제발 왕후여 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빌기 시작했어 막 빌기 시작했어 근데 에후, 에서다 왕후가 하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명령을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 에서다 왕후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만을 쳐다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하만은 자기 목숨이 에서도 왕후에게 달렸기 때문에 막 계속 그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막 손을 치켜들고 막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액을 복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왕이 나갔다가 떨어 나갔다가 머리에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왕궁으로 딱 돌아왔어요. 보니까 이 하만이 자기 왕국가 사용하는 그 침대에 자빠져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야하수엘의 왕이 안 그래도 지금 하만을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은데 어? 자기 부인이 사용하는 침대에서 자빠져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 소리 왕이 볼 때에 참으로 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르 왕이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보니 하만이 에서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졌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저런 괘씸한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왕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이 하만이 거기서 내시들이위해서 몸이 꽁꽁 묶여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내시들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하만이 무서워서 내시가 감히 왕에게 그런 얘기를 뻔히 알면서도 못했지만 이제 하만이 엎어지는 걸 보고 내시들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로 대왕이여 이 하만은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이 에스더의 아버지인 모르드게 문지기를 죽이려고 저렇게 앞에 50자나 되는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하만이 이 에스더의 아버지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이 된 날입니다. 하고 내시들이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수르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하려고 과거에 고발을 했는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발이 아야 뭐야 돼가지고 다 물거품이 된 상태에서 지금에서 그 얘기를 듣는 판에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해 뿔따고가난 아수려왕은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꽁꽁 묶인 채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 장대 집에서 만들어온 50자나 되는 그 장대에 하만이 꼭대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왕후 에스더의 아버지였단 말이오. 왜 진작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르드게 당신을 하만이 하던 일을 모두 당신에게 이름하겠소. 당신은 이 나라에서 나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총리가 될것이오 그리고 하만이 세워놓은 그 날짜 몇 월 며칠 날 하만이 명령만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모든 민족을 작살해라 하고 준비된 그 장소마다 내가 인장을 찍어서 방백들에게 각 지방 방백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릴 테니 당신은 내 이름으로 이 왕의 이름으로 치장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방백에 다니면서 내가 지시한 방을 붙이시오. 그 방 내용은 이와 같으니 이 하만이 몇월 며칠 날 죽이려고 죽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그 장소마다 이 방을 붙이고 그 장소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칼을 뽑아서 하만의 하만의 지시한 그 관원을 그날 하루만 그 하만의 지시하는 그날에 예루살렘 거민이 하만의 부하에게 명령된 부하를 다 목을 잘라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이 앞으로 치할 그런 지역마다 예루살렘 거민이 근무하는 그 모든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만이 하던 일을 모르드게가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런 권력을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낸 장기는 하만이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만에 세워놓은 일들을 역행을 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에서더의 곁들은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만이 세우는 그런 장기에 빠져서 꼭 꼼짝 못하게 당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 하늘에서 내리신 천사 군대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역행으로 엮여서 그 모든 악행은 선행으로 다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스더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의 기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거민을 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하만이 하던 총리 일을 맡아보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이 권한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한 일주일간 사시면서 에스더와 같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이제 또한 일주일 사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보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화이팅! 감사합니다.